I can do it. 아, 할당하다. 오케이. 자,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하게 어... 코인 노래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짧게 짧게 불러서 제가 불렀던 노래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으면은 어,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완곡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날씨가 많이 안 좋아요. 오늘. 그, 그래, 그렇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안 좋은데, 기분은 좋아서. 아까는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다가 지금은 비가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아, 너왜 이렇게 머리가 갈라지지? 자 코인 노래 연습장에 도착했습니다 드든 드든 드든 도착했습니다 오 오자마자 어떤 분이 열창을 하고 계신데 I'm Ah,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진행 중와 코인 노래방 요즘에 카드도 되네요 신기해 오나 어, 근데 살 빠졌어 와 <laughs> 오케이 좋았어 가자 <coughs> 마이크 위생 어? 위생이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laughs> 아시겠죠? 여러분 알겠습니다. 대기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 대기손님 한 명도 없어요. 대기손님 한 명도 없고 빈 방도 진짜 많아요. 네, 네, 네. 아, 아 물을 예. 물을 바로 전에 물 사와야지. 끝까지 이기 적이 내가 이제 나 you 코너 특집을 맞춰봤습니다 혼자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목이 나갔어요 지금 아무튼 간에 우리 엑스 멤버들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노래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약간 모니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웠지만 어, 노래가 나오네요 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 can do! I can do!